time for reasons I've been flying from town to town we chase are leading us And love is all we'll ever trust Yeah, no, I don't wanna waste what's left And I A, a c 이라 그래서 에어 컨트롤 밸브고요 어, 지금 컨트롤 밸브 쪽에 지금 카본이 많이 꼈죠 그렇죠 지금 입구서부터 이렇게 많이 꼈네요 지금 그러면은 안쪽으로는 더 상당한 많은 양의 카본들이 부착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흡게 manifold를 떼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이제 파이프라인입니다. 이쪽도 음, 보시면은 이제 까맣게 돼 있죠. 음, 이지알 밸브 쪽에서 이제 배기가스가 이제 많이 넘어오게 음, 있다 보니까 이제 카본 매연 덩어리들이 많이 묻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흑기 매니폴드를 뜯어 보겠습니다. 카본이 얼마나 누적이 되어 있나 한번 볼까요? waiting and always hesitating. Kryptonite desires set my heart afire. Heart on fire. Set my heart afire. 돌도 이쁩니다 입구서부터 카본이 많이 누적돼 있죠 있죠 음, swirl 밸브 swirl 밸브 쪽도 마찬가지로 음, 카본이 많이 누적이 되어 있어요 음, 이렇게 되면은 음, swirl 밸브라는 거는 EGR 가스를 연소실로 이제 많이 이제 효율적으로 넣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때 되면 이제 움직임이 둔화가 되겠죠. 지금 이제 헤드포트 같은 경우도 지금 새카맣죠 당연히 이제 흡기 쪽으로 해서 이제 카본이 계속 밀고 들어오다 보니까 헤드포트 쪽으로 해서 흡기 밸브가 이제 카본이 많이 쌓이게 되고 그쪽에서 이제 공기가 빨려 들어갈 때 다 이 카본들은 저항 역할을 해요 공기가 부드럽게 쑥 들어가 줘야 되는데 충돌을 하면서 들어가게 되죠 이 네, 부분도 이제 클리닝을 이제 작업을 할 거고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부분이 여기 EGR EGR이고요 음, EGR 풀러예요 음, EGR 밸브를 통해서 냉각식 이제 차가 열을 들받았을 때는 이 밸브를 통해서 막바로 와서 빠이 아까 그 보셨던 파이프를 거쳐서 흡수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음, 일정한 온도가 되게 되면은 음, 이 뜨거운 공기 배기가스가 뜨겁기 때문에 이쪽 라인을 거쳐서 이렇게 옵니다. BMW에서 이제 요번에 그 문제가 됐던 부분은 열을 받았을 때 이쪽으로 지나간다 그랬죠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다이렉트로 오면 되는 거죠 그럼 뜨거운 공기가 바로 오게 되면은 흡기 쪽으로 이제 막바로 들어오다 보니까 음, 안에 있는 좀 전에 보셨던 그런 카본들이 이제 타는 거죠 타면서 이제 화재가 발생이 됐던 거고 음, 무조건 열 받았을 때는 이쪽으로 해서 순환이 돼서 보시면은 냉각수가 들어가죠 이 냉각수는 항상 일정한 온도이기 때문에 공기가 뜨거운 공기가 들어가서 일정한 온도로 식어서 들어가겠죠 이 부분 같은 경우도 항상 깨끗해야죠 그래서 이제 흡기 클리닝 할 때마다 이 EGR 쿨러는 같이 병행을 해서 청소를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r n 진 중에서 이제 출력 부족에 이제 가장 큰 원인이 실은 이제 흡기도 흡기고 이제 DPF도 DPF지만 이제 인젝터 쪽에서 이제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키로수가 되다 보면은 내부에는 이제 그 유압 커플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 그쪽에 이제 일종의 피스톤 형식인데 그쪽 부분이 이제 만화가 많이 일어나죠. 네,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이제 부품들도 이제 많은 이제 노화로 인해서 어, 긁히거나 뭐 예, 마모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이제 고압 쪽에서 이제 압력 형성이 이제 덜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사량 자체가 이제 틀어지면서 어, 이제 출력 부족, 이제 가속 불량 그런 이제 출발할 때 조금 이제 잡아당긴다 그랬죠. 이제 그런 증상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예, 인젝터를 한번 뜯어서 볼게요 이제 동하셔도 이제 압축이 좀 새는 경우들도 있고 이제 금방 이제 터질 정도로 이제 나무가 이제 심하게 돼 있는 차들도 있거든요 컴프서 볼트는 일회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쓰고 나서는 볼트가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쓰고 나서 제 드리갈 때는 바꿔줍니다. 이거는 이제 이거를 이제 인젝터 클램프가되죠 인젝터를 잡아주는 클램프고요. 동화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네요 새 상태는 그렇게 뭐썩 지금 나쁜 단계는 아니고요. 요즘 이제 정비 시장에서 이제 가장 핫한 부분이죠. 예, DPF. 예, 그 이제 흡기라든가 인젝터 같은 경우는 옛날 D 엔진 들 때부터 들 때부터 이제 계속 정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가장 잘하시는 부분이고 최근에 좀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이제 DPF죠. 이 DPF의 막힘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출력 부족이라든가 뭐 겨, 막히게 되면 이제 경고등까지 띄우고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차압 센서입니다. 호수가 두 개가 있죠. 전단, 후단. 이 압력 차이, 이게 중간에 막히게 되면은 이쪽에서 이쪽과 이쪽에 이제 압력 차이가 나오게 되죠. 그 압력 차이를 봐서 이제 그 압력 그 편차를 이제 보여주는 이제 차압 센서고요. 요거는 이제 매연 그뭐 알는 것처럼 이제 산소 센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DPF 재생 중에 그 온도를 전단의 온도를 이제 감지해주는 이제 온도 센서고요.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터보랑 연결된 DPF고요. 지금 이제 DPF를 이제 떼서 이제 클리닝을 할 건데요. 일단은 먼저 탈착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이제 이 DPF 같은 경우는 음, 음, 괜찮아요. 음, 지금 뭐 흑점도 안 보이고 백태도 없고 어, 상태는 아주 음, 좀 클리닝 하는 데는 음, 지장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클리닝으로만 해도 이제 상태는 호전이 될 겁니다. God. 속에 이제 카본들이 많이 들어있죠 한번 얼마나 들어있나 볼까요 지금 입구 부분만 이제 일단은 드러낼 건데요 이런 덩어리들은 이제 매니포즈제 자리 잡는 게 아니고 이런 카본들은 엔진 속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죠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연료랑 타면서 그런 것들이 디 f 의 쪽으로 이제 쌓이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스팀 크린이면은 음, 보이시는 이런 카본들이 네, 어떻게 될까요 연소실에 들어가서 연료랑 타면서 DPF를 막아버리겠죠 예, 그래서 많은 카본이 껴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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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aid I'm moving too fast, didn't even get a glance. I'm ready to eat up trapped like I'm seated in a restaurant. If you had swag like mine, shoot, shoot. Yo, yo. thank you